목재 의 특성상 두께가 조금 두꺼운 제품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똑같고요 이렇게 먼저 하나를 끼우고 구멍을 잘 최대한 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봐줍 조립을 다 하시고 상판을 덮는데 이렇게 상판이 안덮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상판을 두드리지 마시고 옆그 다리를 넣어주고 다리가 4개가 모두 다 들어갔다고 생각되실 때